최근에 MSC 끝나고 이제 다시 서머 시즌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눈 뜨고 일단 시간을 확인해야 되고요. 다시 잡니다. T1 내에서 내 유머 감과 순위는? 어 1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등은 누구인가요?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한 1등 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마음가짐은 올라가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최근에 책을 제가 제가 많이 안 읽어가지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 제로를 제가 지금 읽었는데 추천해드릴 만한 것 같아요. 삭제된 아이템 중에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음... 글쎄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갖고 싶은 에로의 라이템 조냐? 뭔가 조냐를 쓴 다음에 금을 떼가지고 돈을 벌면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아이돌이었다면 노래, 춤, 예능 중에 무엇을 제일 잘했을 것 같다? 춤? 왠지 저는 춤은 배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프트 선수가 F전멸 쓰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G전멸이랑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서로 이득인 것 같네요 자, 마태형이 된 다음에 팀원 동생들과 세대 차이를 느낀 적 있다? 요즘 팀원들은 버즈도 잘 모르고 좀 참 세대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잘하고 싶은 외국어가 있다면? 저는 영어 왜냐면 영어는 많이 쓰기도 하고 공용어다 보니까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만약에 염색한다면 어떤 색이 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스치가 많이 나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네요 어, 솔랭에서 만나면 장난치고 싶은 선수가 있나요? 음, 일단 같은 팀 팀원들을 만나면 은좀 괴롭혀주는 게 꿀잼이라서 다른 팀은 뭐 같은 팀이었던 선수들 내가 면접관이라면 면접자에게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할 것 같아요? 일단 학력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일을 잘할 것 같아요 팀에서 가장 어른스러운 선수와 가장 아이 같은 선수를 한번 볼까요? 가장 어른스러운 선수는 음, 에포트 선수고요 가장 아이 같은 선수는 커즈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팝스타 아리 vs KD의 약리 저는 아리 버금가 vs 잡았죠 버금가 죽었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버금가? 김희철 vs 조이 음 김희철 에포트랑 하루종일 템플 스테이 vs 테디 레츠길이 3시간 연속으로 듣기 에포트 무조건 에포트입니다 가장 시끄러웠던 사람 후니 vs 울프 vs 테디 테디 자. 테디 지금 상황 보고 있는 거야? 다음 챔피언들의 줄임말을 말해주세요 자 트위스티드 페이트 스펙 트리스타나 트리 블리츠 크랭크 블리츠 블라디미르 블라디 누누와 윌럼프 누럼프 자,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는? 음, B, B, BMW Just do it 뭐니뭐니 해도 역시 월드컵 좋습니다 <laughs> 혹시 그 피즈 밥 먹자 성대모사 기억나세요? 아 기억은 하는데 네.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본 적 있으세요? 다시? 네? 다시 아, 볼까한 번도 본 적 없어요. <laughs> 내 과거 중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밥 먹자를 안 하는 게 Don't l e 다 시청자가 한번 템플스테이를 가보고 싶고요. 네, 하나는 어, 잠을 많이 자고 싶고요. 하나는 롤드컵 음,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프로게이머를 할 것인가? 음, 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한 번 해서 노잼입니다. 2012년에 도전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히 해줄 말은 없네요. 알아서 잘할 것 같아요. 가장 하고 싶은 일탈 행위가 있다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팬 여러분들 이번 시즌에 음. 얼굴 못 봬서 아쉬웠는데 이번 썸머 시즌에는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썸머 시즌도 역시 저희 많이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